2020년 12월 30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뭐야? 누구세요? 어? 누구세요? 사람 있어요, 혹시? 누구요? 누구야? 아이씨. 하지 말란게. 하지 마. 당신 누구야? 당신 누구야? 누, 문 열어! 야! 나와! 야, 나와! 나한테 나와 나와 나와 아 가슴 아, 아저기요 아, 아, 당신 여기 귀신이다니까 여기 귀신이다니까 당신 아니 아니 하지마 진짜 하지 말라니까 이제는 하지 마요 진짜 하지 마시다 진짜 이제 와! 뭐? 어? 자 여러분 잠깐만 스타 준비 자 여러분 잠깐만요 어? 잠깐만 혼란이었다. 우와. 그런데 여러분, 저 안에서 뭐가 소리가 섞여서 들려요. 혹시 이들 알지? 소리가 섞여서 잠깐만 아 소리가 뭐 섞여서 섞여서 들려 서, 소리가 섞여서 들린다니까 내가 봤을 때섞어지개 같아 섞어지개아 어딨어 구멍도 못 맞추네 하도 안 쓰니까 씨발 구멍도 못 맞추네 b ü 劲吧。 그만해. 어? 그만해. 그만. 뭐야? 응? 여기서 자꾸 뭐소리하나 와, 또 오늘 바람 때문에 더 헷갈리네. 망해서 그냥 사는 거 아니냐고 붙을주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